생각했는지 건 잊지 말아야지 나를 비추던 눈참 만나 서로 담았던 걸 그렇게 우리 바라참 좀비처럼 쉽게 타올라 널 생각해 매일 날 보내기가 쉬운 이 밤이 yeah, yeah. 끝나지 않길 사소한 것까지 숨기지 못해 뱉어낸 진심이 그대